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모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바로 천일이 되는 날입니다 오 어, 저희가 2015년도 셀 h 로 데뷔한 지 벌써 천일이나 됐는데 오.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와. 체리 네, 댄스 네. 지켜줄게 이치레인이 아니구나 전에 너는 천국 뭐 아무튼 너무나도 많은 앨범과 15, 낮 신호, 낮까지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. 다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입니다. 그리고 저희 스누퍼를 사랑해주시는 스윙분들 천일 동안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. 네, 앞으로도 2 0 0 0일3 0 0 0일만회까지쭉 저희와 함께 해주실 거죠? 네,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오래 보자라는 말인데 네, 정말 보자! 그 스윙 분들과 함께 오래 봤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네, 그럼 지금까지 네.